벌벌벌벌. 야, 내 김구나. 와우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포메라 이것도 포메라이언인가요? 네네 오 저거 조그맣다 아, 엄마 어디 갔어? 엄마 엄마 잃어버렸다 너무 예쁘 진짜 예쁘겠네요 너무 이쁘다 엄마 엄마 너무 예쁘다 막구도왔냐 아이고. 야 이거 위에 뭐 검은 거 냅둬 물 물, 물. 물. 물. 물. 물. 그 유채꽃 냄새가 아, 엄청 진하다. 음, 요거 이, 유채꽃 보라색하고 특이하지 않 응. 원래 있는 거야? 부르지 마. <laughs> 부르지 마.